이상 사람 아니 그가 아니라고 나아이팀이었네 그게 아니야? 왜? 진짜로? 아니 파이어팀 저는 오늘 심판이막 심판 겸 이제 MC를 네. 맡을 거고요 네. 네. 여러분들은 두 팀을 나누면 됩니다 3-3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또 가차를 가차없이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자 그럼 또 가차없이 돌려? 와이팀 얼음팀 어? 어, 어, 네 이렇게 세 명씩 해서 우리가 얼음팀은 빨간 유니폼을 입을 거고요 어? 봐요? 근데 얼음팀이 빨간 유니폼이 아니요 안된것 같다 안된것 같다 불불불 뭐야?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 순서대로 뽑아보세요 하나에서 하면은 네. 표현해보자 네. 자 하나에서 하면 그러면 표현해볼게요 네. 하나 둘셋 와이스? 어? 와이스? 하나 둘셋 여기 여기 여기는 어디죠? 어디? 하나 안 들어줘요 이겼다 이겼다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네. 는데 역시 저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저는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옷 회장인가요? 어 이거 예, 이거 이거 세이지 때 이거 이거 단어 아닙니까? <laughs> 자켓 의상 아니에요? 이거 저희 올려노의 가을 운동에도 네. 많은 관심과 망관부, 망관사부, 망관사부, 망관사부, 망관사부. 망관사부. 결과가 나왔겠네요 지금 맞아요. 이게 올라왔을 때. 이게 올라왔을 때. 우리가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. 이겼어. 나이스.